저 달빛에 몸을 맡겨 리듬 속에 내 심장은 crush If need 한쪽 다리 꽉 채워질 때까지 Girl, share love Alright, alright 좀 더 Hey girl what you wanted 저 달빛 속 감춰진 줄만의 Shut it out, shut it out 리듬에 맞춰 날 꽉 안아줘 네 작은 몸짓들로 어서 나를 채워줘 어서 나를 불러줘 baby You will never never know 절대 알지 못해 내 맘이 말하고 있잖아 Girl I just want you 좀 더 꽉 안을 수 있게 내 맘을 내게 보여줘 Get it, get it 저 달을 감싸 I see it We should focus on the love, love, love night, yeah, yeah, yeah. It's moon dance yeah.